f i g 아. 카즈미가 원래 아즈메가 맞긴 해요. 예. 원래 20대가 아니어가지고 아즈메가 맞긴 해요. 틀렸네 너무 느리다 이건 진짜. 아 미쳤다 오오오오 오니 이게 <laughs> 뭐죠